자, 요구장님. 자, 그 놀이터에서 예,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. 예. 네. 자, 여기 지금 방송을 내보내는데요. 방송을. 자, 테스트 삼아. 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 자, 어, 소리 잘 들리시나요? 예, 소리 잘 들리세요? 예. 네.